옷이 장난 없다 이제 이거 못 입겠나 thank you 들어가 없냐? 아. 어, 포기했어. 와. 어. 샤, 샤, 샤, 샤, 샤. without them.